절구 꼬리 먹는다. 어, 아줌마. 삐 왜? 왜? 내 새끼 왜 기분이 좋아 근데? 얘왜 기분 좋지? 손 뭐야 너도 나한테 손 줬잖아 나도 너한테 손 나랑 얼음땡 놀이 하자 음, 얼음 땡 얼음 하지 마. 얼음 또 기분 왜 좋지? 내가 괴롭혔는데 똑똑 똑똑 똑똑똑똑 기분 왜 좋으신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 허스케씨 허스케씨 일로 와보세요 똑똑 왜 기분 아 내가 바로 유튜브 하는 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카메라를 제일 좋아해요. 관심을 못 받으면 아주 그냥 억장와르르죠. 억장와르르 멘션이라고 들어보셨나요?